Oh? 예? 아하 예. が上からさあはい何するかのもほう Yeah. Hey. <laughs> Hum. About the girl. Hmm. Oi. Hmm. Ah.

에? 음. <laughs> 예.

Türkan. Huh? I heard the cardio. This is so. oh. oh. 아유. 왜? 아. 나. 나. Hmm. Hmm.